그럴 것 같아서 더워요 헉? 오늘은 괜찮은데? 아 진짜 더워 에어컨 이 키자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아니 무슨 아, 뭐 진짜 엄마도 아니고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더워요 진짜로 맞아 설른아 저기 응? 냉장고 봐봐 왜? 시원한 게 있어요 아니 뭐 있어봤자 저아이스크림을파아 진짜 봐봐 아 진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덥다니까 자꾸 에? 뭐야? 그리고 어? 시원하죠? <laughs> 시원해 그흑 기익 야 무주 ち今からここに入るわあこれパンディスペルなんだチーいないよ無事へ到着す습니到着했습니다やお今からどこにじゃあもらいに行きますが彼たちはプレゼントとか準備もらいに一回いっちゃんしましたよってボーボーねうんいいですよね優しいこれもらったこい 見てワイクラスみてくれワインいて言ったん、乙だすごい神様にすぎもう <laughs> 間に合ったいただきますジュース

綺麗ね、うん、これこうワイン地区ってところ行ったことあるあるよ宮崎にいる時は宮崎がちょっと田舎じゃん今度山だからワイン蔵がめっちゃ多かったよ無樹のワインがどんななのか一回飲んでみたいですねで無樹のボールっていう果物が多いんだボールボール多分色もボール같아포도도매치니트로모노음쫄깃쫄これこう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入り口から空気コップが来たから私たちのため私たちのこれ作ってくれましたね右がグリコかなこっちが私左ああちっ私彼女だけどコーチあいいやいや 개사물 갑자기 뭐야? 반딧불인가 봐. 와 진짜. 그리고 그거가 강남 크로버트 호텔 댄스 원, 투, 쓰리, 포, 빠라바라밤, 빰, 빰, 빰, 원, 투, 쓰리, 포, 빔피리, 빔피리. 사이트. 아, 그러면 모르. 어, 모르. 어. 와 대박이다. 아, 안녕하세요. 네? 와 대박이다 음.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이 무주에서 만든 와인이에요? 네 어, 혼돈을 간소 음 아마이 아마이 음. 아. 종류가 총 6종류 있어요 네. 아. 와이렇게 많이 있다니 양조장이 노미숙이다 노미숙 외식수로네 외식 시주 아, 드시래요? 어 때를 잘 맞춰오셨네 최고입니다 와 어떠 어떠 냄새 좋다 그게 와인이오네 와인도 냄새가 가 일본에서 음. 일본술 오프로とか うん気分きれいになりますワイ

파인애플이다. 아,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파인애플 씨. 와. 저번에 어, 반딧불 지나가라. 응. 모네가이 시타라 데키런 다크. 응. 그렇죠, 모네가이 시타.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어. 어떻게 했죠, 그리고? 네? 또 시탄다.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자기 또 사랑하게 살고 아, 싶어요. 아, 예, 예. 예. 아니. 또 시타 쓰는 와. 마음에 드시나요? 이걸 저희가 다 아, 넓게 진짜 살고 싶다 <laughs> 미안해 미안해 바베큐 마당인데 아 네, 이거 저희만 쓰는 거 바깥 그렇죠 예, 손님들 전용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아, 진짜 예쁘다 진짜 돌 방편 거실인데 와 여기가 덕유산인 거잖아요 네 와. ああ、屋久島。全然鹿児島やよ。屋島の。ああ。バーベキュー準備料理へ、おそするチャレンジだ。シミュレーションがね、こんな重点がもし私たちが勝ったら。ちんちゃ、住みたいとか。住みたすぎるんだけど。おっぱいの焦げる焼きに行きます、焼き。ねおっぱい。おっぱい。 若干雨が降り始めましたけど野菜とソーと肉の準備が着々と進んできていますわあすごいねキャンディーみたいかわいいねマイホームですやりたい익었어네어 틈에만 써야 되는데 괜찮아요 잔넨스기로다 잔넨스기로 잠깐만요 진짜 잔넨스기로 잔넨스기로 <laughs> 잔넨스기로다 잔넨스기로 잔넨스기로 아! 잔넨스기로 야 근데 그래도 와르코한 아니다 응. 이게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진짜 한잔 고우? 고고고고고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파리 투나잇 쉐쉐 니하오 봉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yeah! 私さ個人的にここのペンションの一番好きなポイント何まずはベッドルームねさっき撮ったああチェコチェコチェコそしてこのネンジャンコマジ可愛くないネン後ろにあるじゃん、うん、めっちゃ可愛いねあ違違うえまさかこれダメコってくれるなもちろんいつも家でもしますじゃん 何これ 드세요. 아, 짜. 네? 알았어. 알았어. <laughs> 네. 어떻습니까? 음, 짜. 私も이런데사실初めてで여기가아무말이이잖아요이거나라봐이렇게까지이야기는시나요진짜로조용하게가족끼리오고싶고정말친한친구랑오고싶고사장님도가셨잖아요와이프하고같이네じゃあ掃除もしてどうやったらお客さんが満足するかなって考えてそんなおもてなしある아여코지다이아저씨도너무괜찮아있잖아지금 性応募手製ない그러면하나하나하나하나私もともとそんなことは好きな人だから누구랑취하고있어요아니그래뿌이뿌이언もうまだ2時間これからなのにチャんゲんじゃんけんもう本当に僕本当にこっち起きてきても 持ってって잠깐만요지금考えたいことがあります잠깐만요何が何何足んなして腰のストレッチでしじゃせーのしじゃ잠깐만요그렇구나나이츠가있다잉 힘이 내 키워 진짜 대단한 <laughs> 진짜. 와. 안녕하세요. 오. 아, 그거가 이해가 아, 안 되는 얼마나 저 진짜 먹는 거라스. 진짜 아트 사키 감동시다. 불러라 불러 비스. 오, 이건 주스인데? 甘さがあるからちょっとちょっと飲んだら 取材中です、ね、앞에서카메라를켜고계신데레이더치를찍고계신い내출혈이시です、到着しましたっていう、ね、で今クソの掃除中いいね今ペコパ直結すぎますんで今からお昼ご飯を食べに 行きます行きマスクあ、なにねましよわあ、やっぱね、塩ょうなさない。 그러니 무주 사과 대치거든 피자답게 아, 아, 맛있겠다 와 뭐야 지지가 이치마대야 음. 어 뭐야 뭐야 음, 그 치즈가 맛있어 진짜로? 음, でも噛んだらめっちゃ しい、うんああ隣でチーズ匂いがちんちゃいチーズマジで今までのチーズと違うけんうん最高だしちんちゃん私たちはチーズが好きじゃなうん、チーズの臭いさとか、うん、それよサバの甘さがめっちゃいい匂するねうんあの날씨가애매다네자기これでもできるんごよ できる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もし까지たら多いならば川に道が多いからできないけどこれぐらいならいい 아. 뭔가 와 이거 지사님 그대로 좀 커인데? 이게 우리노 모노인가 봐 그래커 이게 아. 긴초? 아니요 오랜만이네 でも落ちないか 싶다 그래가 들어있지 그래서 이유는 끌어주게 손목을 물을 둘 하나 아. うん前がマジで不安定 어, 어, 어. 잘하네 아 쿠리코가 시테이르 후네 정말 뱀리구만 아 혹시 사케는 나이 됐을까? <laughs> かっこいいよでもね、これこう、質問があるんですけど、なんで私たちのボートは前がそなに重いみたいにもううるさいあれ、これ、上からちょっとあ、あ、 <laughs> あ、あ、あ、あ、先生のところ私もした方がいいあれあれあれ、あれいったんそこに上陸します、はい、そこ <laughs> 우리가 그다음에? 아, 아마존이야? 아 버스 한번 입고 봤어야지 뭐 이렇게 뭐 왜 자꾸 와요 야 <laughs> 잠깐만